양이를 따라가면 어느덧 텃밭 정리가 끝나갑니다. 도랑 옆에 비탈의 딸기도 자라고 있습니다. 拜拜拜拜。 이렇게 공을 들인 딸기밭에는 결국 하얀 딸기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고상하게 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없이도 아이스크림으로 쉽게 만드는 아포가토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